KBS 1TV 이웃사이다의 MC를 맡게 된 김종민은 최근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함께 MC를 맡고 있는 박수홍과 윤정수는 내집 네. 마련 성공이냐 9년째 1박 2일을 한 것이드 디어 빛을 발한 것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김종민은 9년 동안 1박 2일을 했는데야. 직월세달라고밝힘에 웃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놨다. 또한 그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 주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단예 소통 방법을 배우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KBS 1TV 이웃 사이다는 이웃 간 소통 부재의 문. 재를 해결하기 위해 6명의 MC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하고 이 미션을 완수. 하면 주민들에게 소통 공간을 선물해주는 신개념 프로그램. 이다. 김종민을 포함 6년 만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뭉친 박수. 홍과 윤정수, 역대급 최강 케미를 자랑하는 요리 연구가 이혜정과 개그우먼 홍윤화, 그리고 KBS 훈남 아나운 서강승화가 함께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오후 7시 10분 첫 방송